야,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정상이가 어떡하 0.8km. 굳이 가볼 필요가 있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라입니다. 오늘은 항매산 철쭉 군락지에 왔습니다. 철쭉은 이미 다 지고 없지만, 그래도 주변 풍경을 보면 아주 좋네요. 자 오늘은 등산입니다. 등산 가벼운 등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꽃폈으면 진짜 놀랍더라고 자 우리는 조금 걸어보겠습니다 하늘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이런 거 필요 없네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옛날하고 많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저 지도는 약 그 옛날 지도인가 보다 주차장 만들기 전 서울 가면은 수목원, 이쪽으로 가면 항매병원. 우리는 항매병원 쪽으로. 단풍나무다 여기는 항매산 군립공원이죠 군립공원 철쭉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없어도 괜찮네요 철쭉꽃 보인다 몇 개 남아있다 저기 정상에 신는건다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여기도 다졌네요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laughs>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왼쪽. 왼쪽? 양쪽 다 맞는데 여기 편하니까 이 길을 선택하셨죠? 그런 것 같아요. 아 김밥 쌌으면 참 좋았겠다. 아 매점 있으니까 먹는 게 낙이라서 <laughs> 맛있는 걸 못 챙겼어요 왜냐면 주차장이 복잡해서 차댈 데가 없을까 어제 블록을 생각해봐라 어제 언제? 아, <laughs> 아 맞습니다 먹기도 힘나 예, 아주 걷기 좋게 돼 있는 데크가 돼 있어서 이전엔 댓글 그 없었는데 와 신갈나무 나무 공부 좀 하시고요 신갈나무 다시 햇볕으로 와 꽃이 다져가지고 정원이다. 야 주차장 저기에 뭔가 있다. 넓은 주차장 있다. <laughs> 어? 뭐 우리는 은행나무 주차장에 주차를 했지만 주차장은 요 위쪽에도 있으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은 위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저기 저기 무슨 집 있지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기까지 가보자 저기 아, 이런 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아, 주차장의 문제네. 아, 여기는 뭐야? 데크가 있네. 어! 여기 편히 앉아서 여기 혹시 텐트 치는 데는 아니죠? 네. 와, 참 많이 올랐네. <laughs> 내 혼자 갔다 올게, 그러면.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매산 항매산에 왔습니다 항매산에 와서 걸어보고 있는데요 항매산은 철쭉 단지로 유명하죠 지금 철쭉이 다 져서 없지만 그래도 산책하니까 좋네요 예 주차장이 꽤 넓네요 그 가이드님 주차장 공부 조금 잘해서 안내를 좀 잘해주세요 우리는 은행나무 주차장에 내비를 맞춰놓고 왔더니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게 오토 캠핑장이네요. 밑으로 내려가면 오토 캠핑장. 아. 어, 저꽃좀 남아있네. 어디, 어디, 어디? 어. 오토 캠핑장도 있구나. 오토 캠핑하기 좋네. 다음에는 오토 캠핑하러 오고 싶어요? 네, 와요. 네? 와요. 아, 주차장은 이미 풀만성인것 같아요. 주차장은 그렇게 대수는 많지 않네. 장애인 주차장만 남아있다. 이리 올라가야 돼. 여기 좋아하는 매점들 과장회장이에 누가 좋아하는 그러면은 우리는 점심은 어떻게 하죠? 그냥 갈까요? 뭐 좀 먹을까요 먹읍시다 왜냐면은 너무 당 떨어지면 안 되잖아 약간 스위스같이 지어놨네요 <laughs> 야 지도 설명 다시 하세요 안 되겠습니다 부처바이 모산제 여기가 정상 주차장 여기 있네요 뿌랭나무 주차장 음. 정상 주차장을 쳐야 됩니다 네. 여기는 1113m 합천과 산청의 네, 경계 휴게소도 여기 인포메이션 센터도 있고 아, 커피숍 산청과 네. 합천의 경계면에 있는 산이네요 하늘 계단에 가서 사진 찍어요 우리 여기 여기 하늘 계단 예쁠 것 같아요 네자 먹으러 갑시다 여기 들어가는 데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뭐지? 푸, 푸드 푸드네 그러면은 여기서 먹자 자 오늘 오늘 메뉴는 한우국밥 비빔밥 어탕 니는 난 한우국밥 뭐 먹을 한우국밥 우리 첫 알바생이라서 아 그래요? 예. 번호 적고 걸어줬고 그래 딱 어. 어. 한우국밥 두개 한우국밥 두개딱 이러면 딱 바람장도 딱 까고 이러면 돼 근데 네가 비빔밥 아침을 안 먹은 게 한우국밥을 먹어보겠습니다 한우국밥 한우국밥을 먹으면서 선지국밥이고 한우국 그냥 한우국밥입니다자 한우국밥 같이 먹어볼까요? 음, 가져까요 똥파리가 날리고 있다 지금 한우 국밥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다 먹었습니다. 인수위 꼭대기부터 갔다 와야지 힘들면은 못 올라가는데 힘든 쪽은 먼저 가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체 사진 하나 찍읍시다. 저기 원래 다 철쭉이잖아요. 찌지 <laughs> 처리 좀 해주세요. 분홍 색깔로. <laughs> 녹색이 더 좋은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황매산 철쭉 재단 재단도 있네 여기서 제를 지내나 제 이 철쭉 군락지 가이드님 설명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황매산 분립공원 철쭉 군락지입니다. 황매산 철쭉 군락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쭉 집단 서식지로서 5월 초 중순경 철쭉이 만개하면 황매평원이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룹니다. 예, 올해는 개화가 아주 빨라서 지금 다 철쭉이 졌습니다 또한 군락지 사이로 탐방, 탐방로가 조성되어 가까이서 관찰 시험을할 수 있어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상을 향하여 글로, 줄로 가놨죠. 돌탑이 만들어지고 있다 돌탑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우리도 돌한개 올려보겠습니다 떨어진 돌이 없네요 돌멩이를 구할 수가 없다 돌멩이가 없어요 올릴 돌멩이가 없다 어떡하지? 돌멩이가 없다 아깝다 그냥 마음만 빌게요 돌탑 계단이다 계단이다 공포의 계단 계단입니다 계단은 몇 개가 안될 365계단 넘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자 정상입니다 서쪽에도 길이 보이고 양 동서남북으로 보겠습니다 좀 올라올 때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경치가 좋네요 철쭉이 폈을 때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 현이치, 현이치, 현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행나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쭉 걸어서 왔습니다. 오토 캠핑장 주차장도 있으니까 오토 캠핑장 주차장이 가장 가까운 주차장입니다. 황매산 정상은 이곳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하늘공원 전망대 하늘공원 전망대 Hello, good 메로나 이거 메로나 2,000원 2,000원? 아니 하나에 2,000원 2,000원? 네 감사합니다 껍질은 여기 버리고 가 완전 그 빵빵하지 압력이 달라서 그랬나 밭이신데 거기 먹는 데다 거기 사진 찍는 데지 우리 바위에 앉아 황매산 재단 자 여기 있었어요 Thank you. 정상이니까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더 다운더 오지 다 오지 않았어요. 이런 계단이 있습니다. 아, 다운더 하다만 또 갑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힘들어요. 날씨가 좀 힘들어요. 아 그늘이다. 자, 전망대 한매, 항매산 정상 어디로 갈까요? Thank 해주세요 아직 깜깜 한 흐르네 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300m네 야 점차 아직 깜깜 오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가합니까 야 말아야 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안 가면 좀 그렇겠죠? 아 힘들어요 그런데 왔으니까 가는 거죠 가보겠습니다